저번나에서 접선에 가려진 세손자의 정체를 알게 된 덕임. 그런 덕임은 물가에 비친 산이를 보고 분노하게 된다. 반면 산이는 정체가 발각된 후 서고를 다시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서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덕임과 마주치게 된다. 덕임아, 무슨 일 있어? 그러게, 다들 기뻐하는데 표정이 왜 그래? 나인 되기 싫다. 나비야, 그동안 고마웠어.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. 여기서 재수없는 놈도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일도 많았지 뭐. 상사 뒷담화에 딱 걸린 덕임. 큰일 났다. 재수없는 놈이. 설마 나는 아니겠지. 그,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, 세손자와. 괜히 신경 쓰일 일은 남겨두고 싶지 않다. 소인에게 하명하실 일이라도 있으시온지요? 이 짐은 무엇이냐? 앞으로는 이곳에서 일을 하지 않사옵니다. 그럼 어디서 일을 하느냐? 네가 동궁 가서 일해봐. 널 대하는 사람들 태도가 싹 변할걸? 그 동궁이 가기 싫어. 왜? 소인은 동궁의 궁녀이니 동궁에서 일을 하옵니다. 내가 동궁의 수인이니 앞으로도 계속 너를 보겠구나. 예, 저하. 본의 아니게 내가 널 속이게 되었다만 그 일로 공연이 원망하는 마음을 품거나 성가시게 해서는 안 된다. 알겠느냐? 예. 그동안 정철이 숨긴 산이 때문에 덕임은 화가 치밀어 오른다. 거짓말쟁이. 왜 사람 속여? 아, 재수없어. 난 계속 생각 시인 채 서거에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경지투성 서거 뭐가 좋아? 백날 첫날 이래봤자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네. 너 목숨이 열개쯤 되느냐? 하문하질 않느냐? 저 죽여주시옵소. 하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. 왜 말은 바꾸느냐? 진짜 죽으라고 할까봐? 저하, 저하. 목숨이 열개쯤 되는 소금을 뿌린 덕임은 반성문 쓰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. 그래봤자 어차피 종인데 어? 앉아라. 반시진밖에 시간이 없으니 그 안에 네 속마음을 털어놔라. 예쁜 옷 입고 개래식 치르고 좋은 국품 품계를 받고 그래봤자 결국 높으신 우전을 모시는 종일 뿐이잖아. 괜히 뒤에서 욕이나 해대지 말고 저 그림자가 신씨가 되기 전까진 예전처럼 날 겸사서라 생각해도 좋다. 약조 아마 신씨가 되기 전까진 화내지 않겠다. 속마음을 얘기해봐라. 장난으로 조롱하는 건 옳지 않으십니다. 내가 널 조롱했다? 미복 차림새로 스스로 서영관이다. 무엇보다 내가 어떤 옷차림으로 다니든 내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멍청한 궁인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. 네가 멋대로 뭐 오해한 것이지. 오해를 풀어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. 내가 왜 하찮은 국민의 오해를 일일이 풀어줘야 하느냐? 그저 진심으로 미안하다 한마디면 끝날 일인데 저하께선 사과라는 걸 하실 줄 모르십니다. 지금 나더러 아랫사람에게 사과하는 법을 배우란 말이냐? 예, 배우십시오. 진정한 군주는 늘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백성에게 머리를 숙인다 하였습니다. 그리하실 줄 모르는 저하의 모습에 소희는 지금 크게 실망하였나이다. 지금까지의 일은 잊어주마. 나와 너 사이에선 그 어떤 일도 없었던 것이다. 옥전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의 한마디 할 수 없고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하루아침에 걸밖으로 내쳐지겠지.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하는 종. 앞으로는 절대 내 눈앞에 띄지 마라. 종이면 종답게 생각을 하면 안 될 텐데 왜 난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걸까? 그런 선인은 유시쯤 서고를 나가게 되는데 후궁이 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제 것이 전부 사라지옵니다.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. 좀 알아듣게 말해. 전하의 후궁이 된다면 제 전부를 전하께 내어드려야 하고 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같습니다. 누군가에게 전부를 내어준다면 그 사람의 전부를 받고 싶을 것이옵니다. 하지만 전하께서는 그리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요. 전하께는 전하의 일상 속에 하찮은 여인 하나를 덧붙이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저는 제 보잘것없는 일생 전부가 흔들리고 두 번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. 이럴까봐 두렵습니다. 내 마음을 잃을까 봐 두렵다는 뜻이냐? 아니옵니다. 저 스스로를 잃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. 꽃이 폈다 지는 자연의 순리처럼 산이 마음에도 꽃바람이 불어왔다 가버렸다.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잊지 못할 필연 속에서 그때 그 시절 산이에게 남은 가족의 향기는 아마도 덕임이라는 붉은 꽃바람이 아니었을까.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